각자 하나씩 구슬을 던지는 거야. 맨 누면? 넣은 사람이 그때까지 바닥에 깔린 구슬들을 다 가져가는 거지. 일발 역전을 노리시겠다. 쫄리냐? 아, 씨발 쫄리긴. 괜찮겠냐? 들어간 줄 알았네 씨발 다 던졌냐? 나 아직 하나 남았는데 덕수야 그동안 즐거웠다 야 이 씨발놈아! しこなんか